나모 다사 바라토 하라토 삼마 삼부다사 나모 다사 바가와토 하라토 삼마 삼부다사 나모 다사 바가와토 하라토 삼마 삼부타서 거라니양 아타 구살레나 얀땅 산땅 바당 아비사메쩌 사코 우주자 수주자 수아조자 서무도 하나띠마니 산토 사코자 수바로자 아빠기조자 설라우가 우티 선틴들이여 저밑바고저아빠가고글레수 하나누 기도 너저구 땅 서마 절에 김지에 나윈요 거래 우파와 대용 수키노와 개미노헌투 섭배 섰다 버원투 수키닥다 예게 시바나 부다티 더사와 타고라와 하나와 세사 디가와 예만다와 맞지 말았을까 아누카툴라 디타와 예와 아리타예 저두레와 삼티아위두 부다와 삼바웨시와 삿대삿다 바완투시다타 너바로 바람니쿠페타 나티망게 타카타치남 간치 야로서나 파티가 상야 나함망야사 두카미체야 माताय धार्यं पुत्रम् आयुषा एकपुत्रम् अनुरक्षे एवं पि सप्पभूतेषु मानसम्भावये अपरिमाणम् मेत्तं च सप्पलोकस्मिन् 하도 저뚜리양저 삼마당 어회랑아삭빠땅띠탕 저랑 니신노와 서야노와 야와따사 이가타미또 에땅 사띵 아비테야 브라망 에땅 야랑 이더마우 디팅자 루파감마 실라와 다사네나 삼판노 까메수 인해여 깨담 너희 자두 겉바세영 구나래